Thank you. 이렇게 많아 봐 캡입니다 여기 들어가지고 아 조명이 잠깐 걸렸어 내가 캡인데 몇 시야? 몇 시야? 7시 15분 어, 근데 지금 16로 나가거든 아 진짜? 넌 저녁 갔다 왔을 시키면 안 돼. 새로 시키면 안 돼. 고피 감피. 감피. 감피. 너무 작지? 어, 작아. 야, 우리 너무 뜨겁잖아. 진짜 꽂히는 거 봐. 나오지 않을까? 30분. 뚝뚝뚝뚝뚝. 그 아니야. 어? 어? 응. 거든어 지하에도 많아 이거 이거 옛날에 카페에서 막 유행했잖아 이런 거 물에 물에 그... 이죠? 이죠? 처음 안 했어. 어제 왔어. 알고 있니? 아는, 아는 강물에 왔어. 그거 너 작은 거 아니야 너? 작았던 옷이잖아 오 누가 등산한다고 아, 아, 아. 바로 가세이 정도는 찍 뒤로 올라가다. 뒤로 라면 종아리 굵어진다? 서 종아리 운동이다 뒤로 가는 거. 종아리 이제 뻗는 아유, 올라가면 안 돼? 우와, 나 되게 햇빛이 있단 데 왼쪽에. You are, you are taxed. 어디? 귀여워 댕댕이 모르겠고 댕댕이 귀여워 어 들고 들고 들고 들고 들고 노을이 보이네 에스프레소 뭐지? 나? 아니야 진짜 방금 지붕 마치 나의 뼈루지 Like my 뼈루지 My pimp My pimp 우와 오. 아니 전 너무 근데 가까이서 무섭더라 솔직히